Sure, I'm a tiger I go hard, go cheater The honor of the crown is back, yo 피자들은 고개를 숙여 패기로 싹다 깨부셔 힘을 다쳐 풍파 Let me drop the a c 악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치고 미치고 난리치고 팔짝 뛰고 위고 위고 내 눈높이에 먹히기 전 Hey 잔챙이들은 어서 갔어 전 Hey 좋 필요 없어 너넨 타깃이 아니지 아무리 배고파도 포를 뜯지 않지 r i v e 동쪽 끝한 바다 way r i v e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 내나 대한민국의 마지막 호랑이 어흥 Intoxicated tiger, 1000 degrees You be on your knees, 고개 숙여 begging please Original tiger, yes I'm your father 크지로 잘라준 평화 쌓인 Dr. Strange 호랑 정권이는 네 운명을 바꿔내 정신까지 들리는 killing verse 죽이는 화합 기호지스 here we go pretty this whole shit shit 맹호 폭탄 내가 가는 길엔 꽃이 피네 Whatever 동쪽 끝은 by the way Whatever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난 대한민국의 마지막 호랑이 허흥 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몰라 아이고 아이고 저런 어쩔 줄 몰라 허우시 개수 범탄 장수 손에 불날 때까지 계속 쳐라쳐 박수 떡! 강아지만 잡아먹지 입이 떡! 벌어져 다 들거먹지 허우시 개수 범탄 장수 손에 불날 때까지 계속 쳐라쳐 박수 난 대한민국의 마지막 하!